여러분 윤타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160만회나 재생된 제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질문을 많이 했던 부분들까지 이것도 Q&A 영상에 나타내었지만 잘 못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 하나에 아주 제 다이어트 비법을 꽉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이어트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책에다가도 써가지고 이 책에 보면 이제 제 다이어트 <laughs> 비법을 알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서 저도 까먹지 않고 다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비법에 대해서 가졌던 궁금증까지 같이 얘기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같이 다이어트 비법 보러 가보실까요? 저는 지금 2019년 2월로 지금 다이어트를 성공한 지 딱 2년째 되는 사람입니다. 우선 식이요법은 제가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죽을 만큼 운동하라고 아주 간단한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녹차랑 즙, 두유, 이런 식으로 먹으라 했잖아요. 즙은 또 홍삼이나 아로니아, 복분자, 호박, 포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앞에 먹으라 한 이유는 그 일주일 동안 살을 빼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도 살이 빠져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막 3kg가 빠졌어요 언니, 뭐 4kg가 빠졌어요 언니 이렇게 막 오는데 그 일주일 기간은 살을 빼려는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레이스를 위한 시작인 거죠. 그렇게 동안 일주일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위가 이만해서 라면 두 개에다가 밥을 막아 먹어야지 성에 찼던 사람이라면 일주일 동안 두유를 이렇게 먹으면서 위 작업을 하고 나면은 라면 하나도 남기게 되거나 라면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게 된다는 거죠. 내 위를 줄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일주일인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닭가슴살 먹고 버티고 이런 식으로만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내 위는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다이어트 끝나고 많이 먹게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 진짜 당연하게 많이 먹으니까 많이 찌죠. 코끼리도 풀 겁나 많이 먹으니까 풀만 먹는데 동치고 이러잖아요. 많이 먹으면 많이 찌는 건 당연한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연한 원리를 생각했을 때 위를 줄여야겠죠? 위를 근데 줄일 때 막 굶거나 이러면 탈모 입니다 빈혈, 어지럽고 뭐 이런 게 다 생기거든요. 영양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두유라고 추천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두유를 잘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어 언니 저 너무 어지러워요. 언니가 시킨 대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제가 시킨 대로 안 했어요. 전 그게 너무 답답하다 이거죠. 두유를 먹으라고 했는데 두유를 안 먹고 그냥 양배추 뭐 조금 먹고 안 먹고 굶고 물만 먹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 걱정하시고 실려가고 그랬을 때 뭐랄 거예요. 나 윤터터 다이어트 했다 이럴 거잖아요. 제가 두유라고 말했던 이유는 어떤 식이장애가 걸리신 환자분께서 7년 동안 두유만 드셨는데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몸에 나트륨이 조금 부족한 거 말고는 아주 건강하다고 하셨다는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보고 아 두유만 먹어도 사람이 살 수도 있구나. 두유만 먹어도 건강이적으로 아주 영양소적으로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먹었던 두유가 그분이 댓글 담기신그 두유가 배지밀 B였다고 할 건데 뭐 탈모가 걱정되신다면 검은 콩으로 배지밀을 드셔도 되고 저는 이제 다른 두유는 모르니까 효과를 확실히 저도 배지밀 B를 먹었고요. B가 좀 더 달아요 A보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고 일주일 동안 그냥 물만 먹고 그러면은 쓰러져서 실려갑니다. 제가 말하지만 저는 두유만 먹는 것도 영양의 손실이 올까봐 두유를 막 아침, 점심, 저녁에 먹어도 되고 점심, 저녁 먹고 아침에는 뭐 다른 홍삼이나 뭐 아로니아즙, 블루베리, 포도즙 자기가 먹고 싶은 즙 중 즙을 막 여러 개 섞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막 뭐 포도즙 먹고 두유 먹고 이렇게 되고 저는 포도즙, 두유, 아로니아, 홍삼 이거를 하루에 다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먹었고요. 이날에는 홍삼이랑 두유 먹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본인이 본인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터터님은 뭘 드셨나요? 터터님은 어떻게 드셨나요? 어떻게 드셨나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데 저랑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체제도 다르고 뭐, 스타일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추셔야 되거든요. 본인이 먹어보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체질이란 게 다 달라요. 홍삼 같은 경우도 안 받는 사람은 먹으면 열 펄펄 끓고 난리 나잖아요. 정말 본인에게 맞추셔야 되고 저에게 맞추시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몸을 다 망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이렇게 참고만 하셔라. 저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본인이 방법에 맞게 수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저랑 똑같이 했을 때 속이 쓰리실 수도 있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분께서는 속이 엄청 쓰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냥 액체만 먹게 되니까. 그럴 때는 본인이 아, 언니처럼 하니까 속이 너무 쓰려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 나는 이렇게만 하면 속이 쓰리구나. 그럼 나는 일주일 동안 위 작업을 하는 동안 뭐 고구마를 먹어준다던가 고구마를 먹어봤자 밥 먹는 만큼 막 찌개 밥 말아 먹는 만큼 많이 먹을 순 없잖아요. 고구마를 먹어준다던가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유를 먹는다던가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본인이 응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 틀을 보시는 거죠. 일주일 동안은 어, 위를 좀 줄여주고 그리고 디톡스도 몸에 원래 짠 게 많이 남아있고 짠 거 많이 먹고 했을 텐데 어, 디톡스 하면서 위도 줄여주고 이렇게 해주는 기간을 가지는구나. 아 나한테 일주일이 너무 긴 것 같은데 난 학생이고 대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힘든데 이러면은 난 3일로 해야겠다. 그러면 본인이 3일로 해두셔도 돼요. 왜냐면은 저처럼 이렇게 타면은한 달 만에 빠진다 이거지만 뭐 3일로 줄여서도 천천히 장기적으로 하면 두 달, 세 달 지나면 살이 빠질 테니까 꼭단기전에확 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걸 본인이 아주 능동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저한테 하나하나 일일이 물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저랑 몸이 다르니까 저랑 똑같이 해도 안 빠지실 수도 있고 저보다 훨씬 쉬엄쉬엄 하셨는데 14kg 뺐다고 저한테 DM 오신 분도 있어요. 저한테 지금 간증이 대폭발하고 있는데 저보다 쉬엄쉬엄 하셔도 14kg가 빠질 수도 있고 저랑 똑같이 하셔도 안 빠지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어요. 과연 있을란지 모르겠지만 <laughs> 제가 독하겠으니까 <laughs> 여러분께 제가 트레이너도 아니고 저는 제 몸만 해봤지 제가 다른 사람 몸을 빼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견할 그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엄청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은 홍삼, 아로니아 복분자, 호박, 포도즙 이런 거 외에도 고구마, 계란, 오이 이런 거 제가 첫 번째 영상에도 말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먹어도 되고 초콜릿도 소량 드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초콜릿은 김동현 선수가 다이어트 할때 아주 좋다고 말했던 방법이죠. 닭가슴살이랑 샐러드 살만 아 샐러드 살이래. <laughs> 닭가슴살이랑 그런 샐러드만 막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먹을 겁니까? 만약에 진짜 내가 닭가슴살이랑 샐러드 먹고 운동할 거야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그 그러니까 내가 말한 일주일 말고 일주일 위 작업 기간은 위를 줄이는 기간이지 살을 빼는 기간이 아니에요. 근데 살은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고 중요한 건 이 뒤에는 일상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 만나서 낙지 볶음도 먹고 피자도 먹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살을 빼더라도. 이 뒷기간을 위한 디딤돌이지 이 친구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데 이걸로 살을 빼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닭가슴살만 막 두 달 막 이렇게 먹고 언제까지 그렇게 먹을 겁니까? 그러면은 내 몸이 그거에 적응이 돼가지고 염분 있는 거 한 번 먹잖아요? 바로 다시 요요가 오는 거예요. 내 몸이 염분을 먹어주면서 빼야지 나중에 우리가 저염식 계속 할 것도 아니잖아요. 어, 계속 밖에 있는 거 먹을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뺐잖아요. 그렇게 해도 빠질 수가 있다니까요.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위 줄이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위가 줄어들어서 배가 별로 안 고프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에 눈 떴을 때 어, 배고파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아, 배가 고픈가? 음, 귀찮긴 한데 딱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딱 배고픈 때 한 끼만 딱 먹어주면 되는데 그게 4시가 될 수도 있고 3시가 될 수도 있고 알아서 그쯤에 이제 내가 한 끼를 먹어줍시다. 한 끼를 먹는데 평소보다 작게 되겠죠? 왜냐면은 난 별로 배고픈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아침이랑 저녁에 어쩌냐는 거지. 그럼 어, 그때 제가 직장인이라서 너무 배고픈데요? 직장인이면 엄청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아침이나 저녁 그때쯤에 또위줄인 기간이 아니더라도 두유로 영양을 보충해주면 되죠. 머리 쓰고 하면은 칼로리 많이 쓰잖아요. 두유로 영양 보충해주고 초콜릿 조금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까지가 식이요법이고 제거 식이요법만 따라하셔서 살을 뺐다는 분도 계신데 이제 여기서 더 빨리 더 좋은 효과가 내려면 운동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제가 말했던 운동법 춤 격렬하게 추는 거랑 다양한 용둔법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책을 보면서 같이 봅시다. 생각난 질문이 있는데 윤터터님은 일주일 위 줄이는 기간에도 운동하셨나요? 있는데 네 저는 했는데 이게 또 개인차가 있다더라고요. 하셨다가 어지러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안 그랬지만 그러니까 늘려가시면 돼요. 격렬한 춤추기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본인의 기호에 맞게 할 생각이시고 스트레칭, 복근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막 30분에서 1시간 본인 맞게 할 생각이라면 처음에는 작게 하는 거죠. 처음에 스트레칭이나 그런 것들을 15분 정도만 하고 나중에 뒤에 격렬한 춤 동작을 한 30분 정도 하다가 점점점 늘려가는 거죠. 점점 왜냐면 계속 하다 보면 그 정도는 안 힘들게 되거든요. 본인에게 맞게 저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본인 본인 스타일대로 본인만의 다이어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제가 한 방법대로 운동을 왜 계단 오르기로 했을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계단 오르기가요. 유산소도 되고 근력 운동도 되잖아요. 엉덩이랑 이렇게 허벅지 쪽에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그렇게 근육 운동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스쿼트 같은 건 저는 지금도 잘 못하는데 전 PT 했었는데도 못하거든요. 아야! 자세가 틀릴걸요? 보세요 이거 허리도 이게 허리가 일자가 돼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거 잘못하다 보면 허리 나가거든요? 이걸 어떻게 내가 코치도 없이 똑같은 자세로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계속 할 수가 있고 중간에 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계단을 오기는 그냥 내가 계단을 오르면은 근력도 되고 유산소도 되니까 그만한 운동이었어요. 건강에도 아주 좋고 돈 없이 싸게 할 수 있는 운동이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틀린 자세로 하다가 엇나가서 아우디 아프고 이럴 위험이 없는 다이어트 방법이자 제 방법은 두유 같은 걸로 영양은 챙겨주고 격렬한 춤추기 같은 경우도 아막 어, 뭐 이렇게 춤춘다고 살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짜 막 이런 거를 이게 좀 해봐요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계단 오르기로 왜 춤만 추면 되지 않나요? 왜 계단 오르기를 또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춤만 추고 이렇게 유산소만 하다 보면은 지방도 지방이지만 근육도 같이 타요. 지방과 함께 근육량도 함께 손실된다는 거죠. 유산소랑 근육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 계단 오르기가 근육도 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뭐 상체도 웨이트 같은 걸 해주면 좋겠죠. 제가 다른 영상에 가슴 운동 이런 것도 다 근육 운동이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해놨으니까 영상 끝나는 부분에 관련 영상 좀 여러 개 띄워놓을게요. 궁금하신 분은 또 타고 들어가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밀가루를 드시고 싶으면 콩가루를 같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콩가루를 드시게 되면 은 콩가루가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을 분해해줘요. 글루텐이 뭐냐면 장이 흡착돼가지고 방해를 하는 그건데 콩가루를 먹게 되면 분해되어서 밀가루를 먹었는데 밀가루를 먹지 않은 효과가 난다는 거죠. 뭐 피부에서나 피, 밀가루 먹으면 피부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걱정되시면 콩가루를 하시면 되고 콩가루는 그냥 인터넷에 서 콩가루 치면 나오는 그냥 어, 미숫가루 같은 그런 황토색이 가루예요. 뭐 볶음 콩가루 해주셔도 되고 그걸 그냥 이렇게 설빙처럼 이렇게 떠먹어가지고 먹고 물이랑 같이 삼켜도 되고 뭐 물에 타드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그냥 먹고 이렇게 물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정말 그 빙수에 올라가는 그 콩가루 맞아요. 목표 체중이 되면은 몸이 소식을 적응할 것이고 그때 이제 하루에서 한 끼에서 두 끼, 그 두 끼 먹을 때는 한 끼 먹었던 것보다 조금 조금 적은 양으로 이렇게 두 번 나눠 드시면 되겠죠? 이것도 본인에 따라 다른데 여유가 얼마나 잘 오냐 안 오냐에 따라 다른데 불안하시면 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하루 한 끼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하겠지만 은 하루 한 끼 먹고 낮에 밤에 두유 먹으면 은 그렇게까지 배가 고프 그러지 않답니다. 위 줄이는 작업이 끝난 이유기 때문에 양은 먹, 얼마나 먹냐, 하루 한 끼 양은 얼마 나 먹냐 하는데 밥은 반 공기 정도의 반찬도 이렇게 먹고 하니까 그거 라면은 뭐 하나 다 먹고 비빔면 하나 다 먹어도 괜찮은 정도예요. 그리고 아 저는 1년 8개월 차 때쯤부터는 간식도 그냥 먹었어요. 그냥 과자 이런 거. 왜냐면 그전에는 잘 안 먹으려고 노력했고 1년 8개월 차 이후로부터는 지금까지 근데 이게 유지한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가 지금도 이제 파리바게트 빵, 뭐 마카롱 이런 거 잘 먹는데도 안 찌더라고요. 내 몸이 내가 빠진 몸무게에 익숙해진 거지. 41kg에 내 몸이 세포가 적응을 한 거지. 그래서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두유가 또 영양적인 것도 좋지만 변비에 아주 좋아요. 다이어트가 원래 변비가 와요. 얼마 안 먹으니까 두유는 변비에 정말 직방이에요. 뭔가를 먹어야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살 안 찔 것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줄이는 작업 때나 아니면 밥을 한 끼 먹는데 아침, 저녁 저는 안 먹었는데 꼭 엄청 배고파서 뭘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될까요? 꼭 뭐를 먹어야 한다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살 안 찔 것 같은 거. 본인이 뭐 당근을 좋아하신다면 뭐 당근 주스를 해드셔도 될 거고 본인에게 맞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또 오래 할 수 있고 진짜 꼭 써야 되는 거는 무조건 두유. 두유는 그냥 무조건 제가 하는 대로 <laughs> 하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생각난 게 있는데 다이어트 한 중에 아이스크림 진짜 먹고 싶잖아요. 다이어트 주로 여름에 많이 하니까. 토마토 있잖아요. 토마토를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꿀 한 숟갈이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샥샥 그거를 냉동고에 얼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웬만한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어요. 건강도 좋고 맛도 있고 이걸 자꾸 본인이 개발해내시는 거예요. 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살은 별로 안 찔 것 같은 거?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막비숙이라도 먹을 때 막 샐러드 맛있게 먹는 그런 거 고민하고 이러잖아요. 괜히 관리는 진짜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누구나 지금 밤 12시에 닭발 먹고 라면 막 먹고 밥 말아 먹고 이렇게 눕고 싶겠죠. 누구나 그렇겠죠. 세상에 공짜로 얻는 건 없어요. 먹방 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정말 먹방 하시는 시간 외에는 막 6시간 막 이렇게 운동하신다더라고요. 술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술은 근육 풀어지면서 살이 찌는데 안 그래도 윤터터님은 진짜 술 안 드세요. 이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술을 안 먹고 이제는 성공을 했으니까 살 뺄 때는 술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성공했으니까 가끔 맥주 한잔 안 먹다 보니까 주량이 줄어가지고 맥주 한 잔도 잘 못 먹어요. 이것도 <laughs> 뭐 정말 가끔 한 달, 두 달, 세 달에 한 번 맥주 한 잔 이렇게 먹게 되고 그리고 자극받는 방법 이거는 본인은 본인 거울로 미화해서 보잖아요. 밖에서 다니다 머리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거울 볼 때만큼은 진짜 막 머리도 최고 이쁘게 해가지고 막 단정하게 해가지고 눈 크게 뜨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본인은 거울 볼 때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본인 이렇게 다니나요? 이렇게 길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 개판으로 그냥 머리 정전기 다 일어난 채로 열고 다니거든요. 이거를 남이 찍은 걸 봐야 돼요. 본인 못 나온 사진, 그냥 남이 막 후면 카메라 확 찍었는데 진짜 막 어 이러고 있는 사진 보면은 진짜 밥맛이 다 떨어지고 밥 먹기도 싫고 그 사진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게 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어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정말 좀 제 자신이 거울 보기가 싫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긴 했는데 뭐 사랑해서가 이유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 너무 사랑해서 살에 가두기 싫어서 내 자신을 좀 더 사랑해서 좀 더 다양한 옷을 입어보고 싶어서 내 자신도 막 복근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비키니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그게막 사회 시선에 따른 강요가 아니라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나도 내 자신의 한계를 보고 싶어서 도전해보고 싶어서 그런 이유였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공부 같은 것도 공부를 뭐 꼭 1등 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회의 시선 때문에 억압돼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한계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운동도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아, 쟤는 사회 시선에 그렇게 되네야. 쟤는 응? 쟤는 마른 게 미 기준이라는 틀을 만들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한계를 넘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해서 살도 뺄 수 있는지 내 자신에게 점점 더 내 자신을 이겨내는 거죠. 나는 안 될 거야 해서 나도 할 수 있어. 될 거야. 나를 사랑해서 하 다이어트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운동을 해도 되면은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삼시세끼 다 먹으면서 운동하면 안 되나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운동하도 되면은 연예인들이 미쳤다고 미쳤다고 그렇게 굶고 힘들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돈도 많고 다이어트 한 번 하실 때 그분들은 몇 천만 원 쓴대요. 막 며칠에 PT 하는데 몇 천만 원 쓰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미쳤다고 굶으면서 하겠어요. 그렇게 비싼 PT를 받는데 그럼 정리합니다. 초반 일주일 위줄이기, 영양 아주 잘 챙겨주시기, 그리고 그 일주일 뒤부터는 하루 한 끼, 하루 한 끼 먹고 아침, 저녁으로 정말 배고프다면 두유, 변비도 예방되고 좋겠죠? 그리고 뭐 안 먹으셔도 되고 그리고 녹차 드셔주시기, 녹차는 위를 보호해주고 카테킨이 지방을 분해해줍니다. 이렇게 한 달이 그리고 운동법까지 운동법 영상도 태그해 놓을게요. 이렇게 한 달까지가 제 다이어트 프로젝트이고 그 다이어트가 끝난 이후로도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하루 한 끼? 아니면 한 끼에서 두 끼까지 하더라도 두 끼는 양을 한 끼보다 적게 해서 유지해 주셔야 되고 하루 한 끼도 평소에 먹던 양의 반, 밥 반 공기 정도 그리고 반찬은 먹어도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밀가루를 드시게 되면 은 콩가루를 드셔주시고 그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은 2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은 지금 저는 그냥 뭐 엄한 거 다 먹어요. 정말 그냥 뷔페 가서도 많이 먹고 어 파스타, 피자 뭐 그냥 엄한 거 다 먹어요. 그냥 엄한 거 다 먹어도 과식은 여러분 건강에 안 좋습니다. 배부른 느낌 정말 싫어요. 그거 건강에도 진짜 안 좋고 소식은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책들도 정말 많고 그런 내용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 소식하면은 병도 안 걸리고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제가 또 다이어트 영상을 이렇게 쫙 정리하게 되었는데 운동을 끊어놓고 다니고 그렇게 운동으로 돈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비싼 다이어트 약 제품들 사지 않으셔도 되고 아주 저렴하게 뭐 두유 한 박스 2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엄청난 운동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접근하기 쉬운 거고 영양을 아주 생각하는 거. 영양 생각 없이 무조건 굶고 무조건 이렇게 해서 탈모가 오게 하고 그런 다이어트 방법도 아니고 하니까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1kg에서 41kg까지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살이 찐 편은 아니잖아요. 51kg라는 몸무게가. 어, 거기서 여기까지 가니까 거기서 마름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좀 더 덜 빠졌는데 마름으로 가지 않고 좀 더 좀 더 살집 있는 분이 하신다면 은 십몇 킬로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원래 마름까지가 가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0kg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엄청 너무나도 많이 관심을 주신 영상이고 해가지고 제가 긴장도 되고 해갖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 전달이 안 됐다면 자막으로 커버를 쳤어야겠죠. <laughs>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